아니요 저 제가 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어, 너무 깊게 봤죠 깊게 봤죠 그 깊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믿고 가지고 저 따뜻하게 파파하게 봐야지 장기해고 가리 묶었어요 아네 그렇죠? 네, 네. 음. 그분이 거졌잖아요 네. 그렇죠? 네. 머리 중에도 네. 어,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, 또, 또 파, 파, 파보셔 삽질 네. 그래서 삽질을 네. 박 기사님 같이 네. 거기서 오빠 팔려고 그지 말고 네. 박 기사님 길게 길게 팔아 얘기했잖아요 네. 예? 자재 같은 것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Música 포크레인을 네. 사람들 포크레인 배운다는데 포크레인 배우는 것은 포크레인 할 줄 알아 근데 일을 모를 텐 얘기야 네 일은 모르죠 <laughs> 그러니까 일을 포크레인만 할줄 예, 알죠 예. 네, 포크레인도 바가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네.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인부들하고 같이 일한다면 큰일 나겠잖아 그냥 뭐 이렇게 좀 미션을 좀 주시면은 제가 해볼수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네. 볼대 보이잖아요 네. 볼대로 해가지고 지금 깊이로 네. 쭉 파나가 봐요 한번 저, 저 작업을 저쪽으로 쭉 해나가는 얘기 여기는 충남 천안이고요 저기 있는 빨간색 기준점부터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을 자리예요 보이나요? 네 이렇게 쭉 탑하게 나가 보세요 여기서 예예예 예, 예. 아니 아니 여기서 이 관에서 30m 이 뒤쪽으로 네. 있는 것 같은 골짜 여기 자리가 너무 짧잖아요 네? 자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거 아니에요? 좀더 들어갈까요? 다음은 로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아, 여도좀 판판해야지만 관을 굳이 이렇게 깊게 파나 그러면 굳이 컸어요? 너무 그렇지 저, 제가 파는 거하고 틀리잖아요. 너무 깊게 봤어요. 깊게 봤죠? 그 깊이로 가야 되는데. 그러면은 저기 다시 믿고 가지고 저 따뜻하게 파파하게 봐야지 잠게 갖고 가리 못 갔어요? 아, 네. 그렇죠? 그렇죠? 네. 나 네. 네, 뭐, 지금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박기사님은 코플레 뭐 인정된 안 알겠습니다. 네, 음. 금을 거졌잖아요. 예. 네. 그렇죠? 예. 네. 머릿속에도 예. 네. 이렇게 파는 거예요. 네. 또또 파보셔 삽질. 네. 그래서 삽질을 박 기사님 같이 거기서 옷방 팔려고 하지 말고 한국 나서 팔려 길게 길게 팔았고 예? 두 부부로 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네. 예? 금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날짜 양쪽에서 파는 면안 되는 거예요. 아. 왜냐면은 네. 이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. 네. 나중에 관을 묻던지 뭐 하려면 포크레인이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. 네. 그렇죠? 예. 그럼 양쪽에다 파는 거는 인부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? 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. 네. 공구를 친던지 뭐 하든지.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파는 거예요. 네네. 컵하기는. 네. 음. 예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한다고 네. 양쪽에 이쁘게 이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. 예, 예. 나중에 마무리가 이쁘게 하는 거지. 예. 작업할 예. 때는 이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예. 정확하게 하는 거지. 네. 예. <laughs> 또 찾았어. 그러니까 예. 지금 저기는 예. 이 내바 감각 어떻게 파야지 예. 판판하게 파나 그걸 연습하셔. 평평 나라시와 파, 파하기를 음. 동시에 음. 한 바가지 뜰줄 알아. 지금 여기서 몇좀 더 파야 되죠 수분을 이용해서 바다 수분을 이용해서 수분을 이용해서 일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산도 네.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운전도 마찬가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네.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다시 미우고 다시 봐야 되는데 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네. 근데 지금 급하기만 해서 한 방울만 빨리 팔려고 내는거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네. 안 떨어지게 네. 지금 해발 놓고 깊이 깊게 파고 뭐야 하면 인부들이 저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네. 근데 돌이라든가 뭐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단 아, 말이에요 아, 그렇죠? 네. 네, 네. 네. 나라시와 파악기를 동시에 음. 음. 한 바가지 뜰줄 알아 좋았어 나라시 아저씨 선을 긋듯이 나라시 하듯이 나라시와 파기를 동시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훌쩍 아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서부터라도 잘 펴자 집중해 집죠 Thank you.